없어 어둠이 삼켜버린 방향켠 곳곳에 박힌 네 흔적 또는 파편 늘 삭혀도 오는데 발표 아침이나 밝혀된 실은 안 바뀌어 상실감 안에 갇혀 운전 하나 못 밝혀 네 부재와 결핍 무기력증에 이른 갈피 고달파진 갈증 내 목을 휘감듯 숨조차 퍼건 내 박동은 못해도 반쯤 죽어있는 내 사통 너와 날